모기가 하늘 나서 어? 어? 맛있는 피자 <laughs> 이런 거 아니야? 어? 세일이다 뽀뽀하고 가야지 뽀뽀하고 간 거 아니야? 아니야 <laughs> 맛있는 피자 그러고 간 거야? 어 진짜 너무해 <laughs> 모기한테 한마디 해볼까? 해리한 해리 물은 모, 모기한테 한마디 해봐 거기 가보기 나빠. <laughs> 모기 발견하면 해리도 확 물어버려. 물 있나? 아따? 아 이거 아. 어? 안나 안나 이거 이거 이거 얘, 얘는 새엄마고 음. 테, 리 거는 새 음, 신데드인데요? 음. 어느 성소에? 예. 이거 뭐예요? 어디 그 썼어? 못 떴어요. 어. 그냥 성소에 못 떴어요. 너장장 성소에? 네. 생어 네. 저, 엄마 저도 무대장에 가도 되나요? 안 돼. 아니 내가 할 거야 안 돼. 힘들다. 네. 어디 좀 만져줘. 네. 저도 가도 돼요 어머니? 어. 네. 어. 아니 테리가 말하지 말고 저 테리가 이걸로 응. 저도 가도 돼요? 어머니 그래야지 대리가 어 어떡해 저도 가도 돼요? 그래야지 대리가 그래요? 안돼 너는 누더경심 계속 그리고 맨날 웃을걸? 어, 어, 어. 왜? 누가? 누가? 펑 그때 요정이 나타났대 왜? 안녕? 안녕? 왜 그러니? 너도 아프던데 만났어요. 뭐. 그래, 너한테 드레스를 줄게. 우와, 내 거다. 그리고 머리도 갑자기 길어졌대서. 머리가 갑자기 길어진 모습이야. 알겠지? 응. 이제 그냥 음, 옷 입히기나 하자. 어? 우리. 응. 언니 길래 이제 머리? 안 돼. 머리 긴거 줘. 아직 노이하는 거야. 늙거든요. 하나 뜯어서 해볼까? 안 돼요. 안 돼요. 우와. 드레스도 나왔고 모두도 나왔고 가방도 나왔다. 안 돼요. 이거 안 돼요. 엄마 거야 그 대신 알겠지? 안 돼요. 나쁜 사람 아니야. 네. 네 너 뭐 엄마 따라하는 거 아니냐?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메롱 어, 장인이 엄마 따라했지 너 방금? 응 <laughs> 엄마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어? 그렇게 들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안이 되겠네 뭐이? 엄마 맞아 뭐... 내가 그러면 대왕 될 거야 너무 싸우니까 그랬지 둘이 엄도 힘들어. 아니야, 내가 더운들 딴딴딴. 이마! 딴딴딴. 어. 어. 노각, 노각, 노각. 수해봉 천, 천하. 나지는 않았고 하늘나라에 보여기 어, 엄마가 왔군요. 다녀올게요. 어?